아 너무 슬퍼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,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아, <gasps> 이거다 뭐? 어, 야외에 나가는 거예 어, 몰카 어, 내가 나가는 몰카야 어 안녕하세요 아 좋다 근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뭔가 우리한테 숨기고 계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검사? 제 예상에 뭔가 문자나 전화 미션이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? 전화? 하기? 지금부터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2분 안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? 저희 부모님이 지금 터키에 계시는데 괜찮겠죠? 엄마 일어나 조식을 안 먹나? 일찍 일어난 새가 조식을 먹는데 어 혜연아 어 엄마 왜왜 뭔일 있어? 아니 데뷔조에서 잘렸어 아빠 네? 아빠 누구? 난 어. 나야. 네. 어. 네. 아빠 나야. 에? 네? <laughs> 무슨 말 해야 되지? 엄마 지금 어디야? 씨. 어, 나 지금 집 앞이야. 야, 집 앞에 아무도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빠, 나 결혼해. 축하해. 아, 뭔 축하해. 지금 아빠 만나러 터키 가. 이탈리아 있어 이거 지금 로밍이 안 되는 전화인데 어떻게 전화가 오지 이상하다? 그거 어, 다 방법이 있어 어. 해킹한 거야 에 그래? 엄마 제가 있잖아요 호주에 와 있어요 음, 어라고 <laughs> 뉴욕에서 어, 에펠탑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그럼 엄마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? 거짓말하지 마 아싸 미션이었어요. 미션이었어? 네. 내가 어제 달나라에 갔어. 나보고 달나라 왕을 하래. 그래서 내가 달나라 왕을 해야 돼서 내일 달로 가야 돼. 꿈꾸네? <laughs> 회사 그만둘게. 그럴 수 있을까? 엄마. 어, 끝났다. 어,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라고 말해야 돼. 아, 근데 엄마 간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. <laughs> 엄마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엄마 내 이름 뭐라고 저장했어? 사랑했다 우리 예쁜 수진이 어. 사랑하는 딸 혜원 사랑하는 딸 혜원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에요? 착한 딸이지 착한 딸? 어...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딸이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엄마 보물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너무 예쁜 우리 공주? 제 엄마 아빠로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? 항상 좋았는데 아, 항상 아, 그래요? 뭐제 행복했던 순간은 뭐 당연히 지우가 태어난 건데 음. 자식은 태어날 때 이미 효도한 거래 지금이 난 제일 행복해 우리 제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그날이 제일 행복해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할 수 없어 맨날 행복한데 우리 아이 생각만 하면? 그러면 제 엄마 아빠로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면? 그거는 뭐 너 사고 나서 아파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. 응. 어. 사랑하다가 아파서 막 오고 그랬을 때 마음이 아팠지. 음 다시 태어나도 응. 제 부모님 해주실 건가요? 아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다시 태어나도 나의 네, 슬퍼. 음, 당연하지 그건 어, 당연하지 네가 뭐 내 엄마 하든지 음, 당연히 니네 엄마 아빠 하지 당연히 저도 엄마 딸 할 거예요 울어 수진이? <laughs> 울지마 뭐 때문에 울어 백번 태어나도 만 번 태어나도 혜원이 부모님 해야지 더 멋진 부모님이 될 거야 우리 혜원이만의 사랑해 사랑해 우리 딸 음, 되게 슬프네요 <laughs> 믿고 응원해줘서 고맙고 내가 좀 많이 먹으면 어얘 좀 그만 먹어라 살찐다 이런 얘기 그만하고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주시는지 평소에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한테 부모님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하고 5억 5천 번 태어나도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고 싶습니다. 앞으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<laughs>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